치즈는 입에 들어가니까 음. 사봐? 사봐? 날씨 겁나 좋아요 진짜 와우 좀만 좀만 돌려 아 이렇게?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그 껌을 어떻게 뽑아볼까 썸네일 썸네일 여기서 아이지여기서아이지어 <laughs> 날씨 너무 좋다 그니까 너무 예뻐 아. 하늘이 하늘이 지리고 어메이징하네 어메이징해 먹고 싶다 염통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잘 오고 있나? 어머 잘 오고 있는 각 염통 꼬치 400g 백으로 목살 삼겹 600g 반반으로 해주세요 네. 네. 고기 고기 고기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탄산. 제로, 제로. 이 맞네. 제로 거의 이 맞네. 제로 코. yes. 한번 뭐, 잡고 가볼까? 잠깐만. 노콜. 그리고, 코코츠 아니고 청양코츠야? 아, 오케이. 와우. 일단 콜라부터 냉장고에 응. 목말라. 너무 예뻐. 완전 탁 트였잖아. 화장실. 아 화장실에서 이렇게 연결되나 봐 이렇게 풀장 바로 이렇게 실내 풀장이 있어요 여기가 2층 자는 곳. 너무 잘 돼 있다, 진짜. 너무 깔끔해. 너무 예뻐. 콘센트도 이렇게 편하게 돼 있어. 여기는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야. 가은 아! <laughs> 좀 쉬다가 이제 또 비키니 촬영하러 가야 돼서 이제 비키니 입고 촬영할 겸 물놀이 하러 가려고요 이렇게 여자 둘이서 촬영 겸 힐링하러 왔다는 오, 어, 좋아, 좋아. <gasps> 좋네 너무 좋다 이제 준비를 좀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BYE! 짠! 이번 신상을 입고 왔어요. 가은이도 하나 입히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음. 너무 예쁘잖아. 핑크색! 난 이렇게 라임으로. 날씨 속은 너무 예쁘잖아. 날씨 진짜 너무너무 잘 왔다. 응, 진짜 너무 좋다. 으쓱, 으쓱! 지금 촬영을 더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없어요 지금 배가 고파 금방 촬영을 끝내고 다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힘이 힘이 없어서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지금 시간이 5시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좀 쉬다가 이제 진짜 물놀이 하러 가려고요. 물놀이 하러 나왔어요. 잡아? 어? 사봐? 녹화 <laughs> 안 되고 있었나 보다. 근데 지금 해가 져서 너무 추워. 개해요. 여기 물이 좀 차갑네요. 숙제들 쉬다 나오니까 해가 다져서 너무 추워. 어깨 지나네 그런데. 간다 간다 간다. A day later the party, but that's okay. She's on my bed playing video games. I'm watching her over my shoulder, still lying here wide awake. 이제 씻고 나와서 간이랑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laughs> 제일 행복. 상수 거기서 일단 두 개만 쏠까? 응. 와, 맛있겠다. 와우 음. 인정? 와인 와 현기증 맛있겠다. 배고프다.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은가 구워준 거. 고기. 음 역시 고기야 음 버섯 너무 살잘같다 가은아 음. 음. 음. 맛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음. 음. 나 쌈싸 먹어야지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음.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까 음. 음. 나도 머리가 좀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아, 곱슬 있나? 응? 곱슬 있나? 아니, 곱슬 전혀 없거든? 근데 어 너무 많이 상해서 아나 뭐 다 챙겼지? 됐어 Are you done? Yes 음 always late. A day early to the party, but that's okay. She's on my bed playing video games. I'm watching her over my shoulder, still lying here wide awake. She rolls over and steals all of the sheets. She don't care, she won't lose no sleep. Now can you just move on?